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지구의 꽃보다 더 곱게 별보다 더 밝게 사자보다 용감하게 해피 p 스데이 i 유.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꽃다운 내 친구야 물고기 게 살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지구에서 우주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꽃보다 더